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이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국내에서 볼케노 치킨이랑 차차로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거는 사이다 스프노라모라힘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우리 집 옆에는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음 조금 소리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